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신가요? 지금 생방송이고요. 자, 아까 진행하던 거 이어봐서 하자, 하겠습니다. 어, 소리가. 안녕하신가요? 지금 생방송이고요. 아까 진행하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. 자 먼저 맨 먼저 할 거는 아까 여기 커피숍에 갔잖아요 어, 커피숍 닫았네 그러면 두 번째 말로 가줍시다 두 번째 말두 번째 말로 가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들어오신 분 헬로우 어, 어디로 갈까? 어, 나이스. 여긴 안 될 것 같고. 문 닫았네. 음. <coughs> 그러면 <coughs> 아유 힘들어 먼저 여기서 이거 오래된 핫도그 하나 사주시고요 맥스 스틱 들어가서 한 번 더 일합시다 한번더일 해주시고 그리고 티트를 봅시다 티트는 아직 켜져 있네요 중간에 캐릭터가 멈추거나 <coughs> 안 움직이면 렉이 발생한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해결될 겁니다. 자 이제 잠을 한번 자고 <coughs> 자 계속해서 떠나주시고 자 이제 위로 올라갑시다 위로 가서 아래로 쭉 그 다음에 나가서 여기서 이제 무기를 하나 사시면 됩니다 무기하고 일단은 악 그 전편에 보면은 설명드렸죠 제가 이거 그 새벽에만 할 수 있는 저 운동 저 운동을 저 운동은 일단 확장팩이든 체험판이든 둘 다 할 수 있는데 저거보다 상위 버전이 있습니다 상위 상위 버전에 속하는 운, 운동이 있는데 그거는 체험판이 아니라 익스텐션 버전만 가능합니다 이 엠마 엑스트 엑스트림은 데모도 가능합니다. 자, 두번 1에서 지금 힘이 몇인가 한번 볼게요. 72네요. <clears throat> 정확히 3 정도 모델합니다 자, 3 정도 모델하니까 야, 역시 크리가 여기 써버리네요 <clears throat> 자, 여기 쭉 갑시다. 이제 폴리스 한번 들어가 주시고 자 <laughs> 경찰 돈 많이 줍니다 진짜 기능주드네요 기능주저요 참 얼마나 좋은 직업이요 이거는 파자티브 카르마하고 그리고 이거 승급 조건이 1 5번에 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파자티브 카르마 선한 게 필요한데 이 스트렝스가 100 이상, 150 이상이 올라가야 되고 카르마가 100 이상이 올라가야 되므로 확장팩 확장팩인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걸 약간 사용하겠습니다. 어쩔 수 없이요. 데모분들에겐 약간 죄송한 느낌, 말이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. <coughs> 잠시만요. 이거를 이건가? 됐군요. 러시아인 시청자분들이 보고 있을지 도 모르니까 그 중에는 뭐 다른 나라 언어를 모르신다면 모를 수도 있겠지만음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 헬로랑 저 프라이빗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걸 다 들었고 자 아까 제가 어디 간다 했죠? 아 맞다 거기 간다 했지 일단 여기 두 번째 말에서 맨 위로 올라가셔서 여기 오른쪽 길에 틀으시면 세 번째 말이 나오는데요. 이 세 번째 말부터는 체험판이 아니라 확장팩인 분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쳐요. 원래는 <coughs> 이게 어떻게 확장팩이 아니냐 확장팩이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까 저기 세 번째 마을 들어올 때 있죠. 그거 들어가려 그러면 바로 이 락이란 문장이 떠요. 이 락이란 모양이 뜨고 뭘 사야 된다 뜹니다. 그리고 바로 그 페이지로 이동되는데 지금은 이것을 구할 수 없기에 정품을 정품을 말이죠. 여기를 들어가 주시고 일단은 파저팀은 카르마를 올려주는 여기 있네요. 엔젤 엔젤 푸드 케이크 자 이걸 하나 드셔주시면 자 아주 마법같이 이게 카르마가 50이 올라가 있죠 <coughs> 자 여기에서 이게 어 카리아네 나 저거 뭐 나중에 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기본 운동입니다 아 기본 운동이 아니구나 일단은 이것도 기본 운동이 한데 급이 다르죠 급이 급이 다르죠 지금 그래서 힘이 얼마냐? 149네요. 아주 충만합니다, 이거. <coughs> 자, 여기 맥도날드를 들려가지고 여기에서 밀크쉐이크, 프라이스, 그랜드 슬럼버거 그 다음에 연속으로 치즈버거를 하나 사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나중에 밤에 클럽을 갈 겁니다 클럽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말에 가면 어 여기 있다 이거 있죠 예 잠시만요 저거 한 10번인가 20번 주면은 뭐 주는데 저거 담 오면, 다으면좀 좋은 걸 줍니다. 피자 가게 문 닫았겠지? <coughs> 자 그러면 슬립 한번 자주시고요. 자 나가주시고 다시 위로 쭉 올라가주시고 다시 저쪽으로 쭉 가주신 다음에 저희 커피숍에 한번 들립시다 그래서 일단 아침을 만들고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봅시다 아침 한번 만들었고 113원이 되네요 맞다 이거 사야 되는구나 40원에 20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여기 피자 가게 피자 가게 들어가셔서 여기 있네 아 이거 이거 봐 이거 내가 운이 좋다니까 이거 맞네 4개네 정확히 4개다 야 이거 운 좋다니까 이거 자 아래로 쭉 내려가 주십시다 아 그리고 한국 한국 그 시청자분들이라면 아, 왔다 한국 시청자분들은 일단은 오셨으면은 안녕하세요 라고 한번 쳐주시고요 여기 맞다 이 티판 있죠 오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정확히 자세히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러시아어 자막을 자막을 사용한 분들에게는 이거를 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. 왜냐면 문법 상태가 너무 엉망이라서 제가 딱히 뭐 말할 수 없었고 얘가 얘가 정확히 뭐냐면 결혼 상대인데 영어권에서는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영어권을 영어를 알아들 을수 있는 러시아 분들이라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힘이 100 이상이면은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고 300 이상의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. 저거는 나중에 해주세요. 딱히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<clears throat> 저기 가기 지 전에 일단 경찰부터 들리죠. 경찰 들린 다음에 경찰서 가서 일을 일을 하고 좀 돈좀 좀 법시다. 아따 카르마 주는 거 봐라 진짜 이거 돈 많이 준다 <coughs> 이거 엄청 많이 돈 줘요 자 이제 다시 집으로 향한 다음에 한번 자주시고요 <coughs> 나가서 다시 오른쪽 위로 향한 다음에 다시 한번 경찰서로 갑니다. 그리고 1을 해주시고 뭐 이거 한번 눌러보신 다음에 다섯 번 다섯 번 했을 때 뭐 다른 문장이 뜬다면 그건 다섯 번 했는데도 안 된다면 당신이 힘이 부족하거나 시청자 여러분이 들 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파저티브 카르마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. 그걸 양해해 주시게 제 탓하지 마시고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부족하다는 뜻입니다. 이거. 카라마가 118이고요. 힘이 160인데 왜 부족하다가 느끼냐 저건 300을 찍어야 돼요 경찰은 일단 기본적으로 <clears throat> 그리고 맞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 옆에 보면 엑스젠 이거 X 표시거든요 이거 게임 회사예요 이 게임을 만든 게임 회사인데 저거 나중에 시작할 때 로고가 뜹니다 저기 들어가면 특별한 칼을 줘요. 거의 엑스칼리버급으로 거의 그냥 미친듯이 강한 칼을 <coughs> 뭐죠? 카톡으로 뭐 이상한 게 떴네요. 자, 다시 위로 향합시다. 자 일단 힘을 키웁시다 <coughs> 거의 세네 번밖에 못하네 이거 돈 많이 드는 거 봐라 돈 많을 때 못 느꼈는데 자기능도 56이고 224 118이네요 아주 충분합니다 자 아래로 쭉 내려가시고 자 내려가서 아래로 쭉 내려간 다음에 어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다 다섯 번 정도 줄 수 있겠네요 떴다 떴어 떴어 자 여기 있네요 이 트로피몬 저거가 어디다 쓰는 거냐면 <coughs> 저거를 네 개 정도를 다 모으고 여기 이 노랑 아니 노랑이래 저 회색 그레이색 머리를 하고 핑크색 얼굴을 가지고 있는 얘한테 트로피물을 갖다 주면은 이 카르마랑 참이랑 같이 주는데요. 매력이랑 저걸 4개를 다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말도 안 되는 아이템을 줘요. 그게 무엇이냐 호버보드라는 것인데 그 호버보드가 엄청나게 좋아요 진짜 스케이트보드의 약 두배의 아, 1.25배인가? 몇 배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두배에서 1.25배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스피드를 가, 자랑합니다. 엄청 빨라요. 진짜로. 자 여기 한번 들어가서 돈 부족했던 걸 한 번 더 사주시고요 자 이제 6시 25분이 되셨으면은 일단 클럽 가기 전에 일단 경찰 일 마무리 합시다 두 번 일해주시고 103원씩 1 버네 야 이거 엄청나게 이득이네 이거 아 그리고 클럽을 가시게 되면은 좋은 걸 해드릴게요 여기 원래가 노래는 나오는데 노래가 나오는데 제가 노래를 꺼놨어요 이거 시끄러워가지고 잠시만요. 갑자기 또 소리가 안 들리네. 방송에서. 왜지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자. 계속 해봅시다 그냥 자 여기에서 저거 하, 하시기 전에 하실 게 있는데 여기 왼쪽으로 쭉 가서 위로 가신 다음에 이 녀석 만나면은 아직 없구나 여기 남자 장실을 한번 여자 장실 한번 들러주시고 아 맞다 어 이거 이거 얘가 여기 중에 그거 있을 텐데 마약어범 퀘스트가 있던데 없나 보네 아직 그럼 뽕을 따야 되나? 잠시만요 들어가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요 세 번, 두 번째 마을 가서 두 번째 마을 가서 얘인가? 맞다 얘. 얘 맞네요. 킹 오브 윙. 이거를 얻고 저거를 나중에 윌리마트에 있는 어떤 애한테 갖다 주면 돼요. <coughs> 여기 아니고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 녀석 휴지 좀 달라 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슬래지해멀 중인데요 이 슬래지해멀가 엄청나게 유용하죠 그냥 힘으로 그냥 깡으로 그냥 밀어붙이죠 됐군요 자 514원이 됐고요 저거 코카 사야 되네. 아, 진짜. 짜증나네, 저거. 자. 아, 직 없구나, 얘, 아침에. 아침에 없는 구나 그럼 일단은 여기 가서 제가 뽕이라고 불리는 이걸 따죠. 뽕 따고 들어갔어. 체력 깎았지만 뭐. 아주 좋지 뭐. 이 정도면 충분하지. 폴리스 가서 일해 줍시다. 언더커버 에이전터 그만 나가서 위로 가서 클락 하시면 됩니다 없나? 없대 없군 역시 그러면 여기 가서 클럽 가셔서 여기 일직선 향하면 얘가 뭐 줘요 케이스를 이 케이스를 다 수행하시면 이렇게 트로피만 줍니다 이거 꼽아, 꼭 받으셔야 돼요 자, 윌리마트의 맨 오른쪽 구석에 있는 얘그 있나? 아, 없구나 얘. 이 조건이 뭐지? 얘 나타나는 조건이 이해를 못하겠네. 일단 여기 들려서 <clears throat> 음 없군 그러면 어째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되는 일이 없네 지금 빵집 문 닫았나? 안 닫았다. 나이스. 카르마. 사주시고. 여기에서 심심풀이로 일해주시면 됩니다. 밤이 될 때까지 밤 됐으면 엔젤 푸드 케이크 먹고 이 뒤에 예. bring it 됐군요 62 카, 카르마하고 플러스 4 그리고 칩 워치를 넣었군요 밤이 됐군요. 여기는 그냥 패죠. 뭐 여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거 고민되나요? 트러피은 하나 있고 벌써 두개 모았고 아 여기 가서 그러면 아직 다 필요하네 한번더 잠을 자죠. 거의 본 사람이 없네요. 뭐 상관없겠지만. 자, 다시 그냥 경찰 있는 데로 갑시다. 이미 패스러는 글렀고 야 이거 힘이 엄청 필요하네 역시 자 일단 여기서는 티파니로 만족합시다 오케이 하고 결혼 퀘스트 받고 여기 가서 사다리 줘서 트로피만 얻고 맨 마지막으로 나중에 이젠 있겠죠? 아직도 없냐? 진짜냐 이거? 샀어요. 벌써 6시 25분이네? (278에 255네) 컨티 하나 뜯고 잠시만요 치치를 좀 한번 써볼게요 얘 분명히 문 닫는 시간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아니네 새벽에 나오네 맞네 문 닫는 시간이네 이거 자 됐네요 참 제일 보내고 나서 디기는 거의 안 쓸게요 이제 <clears throat> 맞다 이 뒷판이 이거 퀘스트 진행하는 거 퀘짐 진행하죠 자두 번만 썼습니다 이제 끌게요 파밍해야겠군 이거 음, 음. 자 일단 저기 빨간 빨간 녀석들부터 없애야 되겠네 그 전에 S, SWAT 634원 충분하네 잠시만요 잠시만요. 잠시만. 일단 준비를 합시다 그럼 일단 이거 경찰 일부터 끝내고 그럼 이거 부족하다는 거네 아직 부족한 건 카르마하고 힘인가? 내 생각은 그거밖에 안 되는데 한번이라면끝 됐다 297아 이거 3 모자라네 3몇부터 찍어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방송 좀 보고 네 잠시만요 지금 방송을 꺼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과자를 사오시라네요 그러면 일단 일단 일단 이거 이거 이거 방송 좀 끄고요. 나중에 다시 와서 파트 3 하겠습니다. 그럼 수고하셨습니다.